연애의 막 김종민과 황미나가 이별했다. 김종민은 사랑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해하며 헤어질 때 고통을 당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이별할 때 사랑에 대한 좋은 말은 인생에서의 진정한 존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차분한 이유 때문에 연인과 헤어지고 가능하다면 다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김종민은 사람들이 왜 헤어졌는지 묻지 마라. 뭐 같은 사랑이 깨지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종민아 커 플로 사랑을 받은 김종민은 황민아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결혼 생활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혹시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만났지만 김종민과 황민아는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김종민은 미묘한 설렘이 좋았다면서 지금은 서로 바빠서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 다니었다. 일할 때만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면서 황미나의 고충을 배려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김종민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털어놨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설에 대해서 난 단단해졌는. 데 네,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면서 나는 직업이 이것이고 평생 이것만 해왔던 사람이기 예 나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애에맞은 시즌 1을 마무리했다. 이필모 서수연 커플이 연애의 맛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골인한 가운데 구준여 고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훈,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기워나갔다. 코요태 김종민이 환미나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다. 임종민은 지나치게 사랑하고 너무 많이 신뢰하는 소녀. 들을 위한 명백한 이야기. 이것은 이별과 수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정복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며 이별은 너무 쉽습니다. 사랑은 종이 없는 계약과 같지만 어떤 당사자라도 일당 적으로 그것을 완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무술히 있지만 포기할 모호한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너무 단순합니다. 비과학적인 작별 인사를 하고 평온함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헤어지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솔직한 이야. 기보다 1만 배는 더 심합니다. 갑자기 사라지고 접촉할 수 없고 심술 굳고 연인 이 돌 보았을 때 비명을 지르며 너무 바빠서 갑자기 매우 추악해지고 제3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에 굴복하고 떠나도록 강요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연인이 우울해하고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주장하며 자신의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고 생각하거나 사랑과 관심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할 필 요가 없습니다. 환멸을 느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이 낭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고통과 후회를 더욱 두려운 것이 됩니다. 통은 독약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살인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임한 사람들을 복수하는 사람들로 바꿔 복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병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이대. 넣고 언제든지 전 애인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전 같아던 어느 어때. 악한 별이의 마음을 다 하지 말고 이별의 순간 소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묻는다.